그 레드불 마시는 것도 훨씬 낫다. 야, 레드, 레드불 좀 먹지 마. 그 옛날에 저기 나왔어요. 시사 매거진 2580인가? PD수첩인가? 레드불을 매일 먹으면 아, 완전 내성이 생겨서 정신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게 나왔어. 그러니까 여러분 약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. 어,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고 약은 뭐지? 여러분 게임할 때 이거 안 쓰죠? 폭탄. 그러다가 어이씨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쓰잖아요. 그거예요. 평생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대. 그러니까 감기약도 안 먹는 게 나아요. 평생 들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. 그러다가 딱 한 번 먹잖아요. 그럼 두 시간 만에 나아요. 정말 깜짝 놀라는 거. 웬 약? <laughs> 어? 놀리는 거니까 진짜. 웬만하면 혼자 어차피 혼자 이겨내게 돼 있잖아 바이러스는. 바이러스는 고치는 게 아니야. 그렇잖아.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죠. 바이러스는 죽이는 게 아니라고. 이겨내는 거라고 그냥. 근데 조금 더그 뭐좀뭐 뭐 그걸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런 거라며 약이라며 아무튼 그것도 맨날 뭐 머리만 아프면 그뭐 개보림 펜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안 듣는다니까 아무리 먹어도 안 들어요 아, 깝게왜 그렇게 해 버틸 수 있으면 좀 버티는 게 낫지 어? 버텨요 끝까지 버티다가 진짜 오랜만에 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정말 인체 신비 어? 딱 먹으면 그냥 딱 깔끔하게 나와버린다 레드, 레드불이 그렇대 레드불이 레드불 언제 먹은 거냐면 내가 한 번 먹어봤다니까 태어나서 언제 먹을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말라가까지 13시간을 운전하는데 중간에 죽을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도 보이고 모두 보이잖아요 스페인은 다 똑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<laughs> 계속 가는 거야 사실 주위에 호텔이 있어 왜 거기 자야 되니까 어?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아 이러다가 사망할 수 있게끔 어,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아 이거를 그러면 유, 유해가 스페인에 묻히긴 싫고 미리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놓을까 어? 잘 수거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별 생각이 다 했다니까 정말 그래서 내려서 딱 보니까 레드불이 있더라고 딱 먹었지 잠이 확 깨버리는 거야 처음 먹었으니까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버티는 거지 매일 <laughs> 먹고 있으면 그거 안 돼 전혀 그러니까 뭐 그 노량진에서만 나오는 음료가 있기 때문에 노량진 음료 그래서 뭐, 뭐 뭐더라 그 레모나에다가 바카스를 타서 뭐뭐 뭐 어떻게 하는 뭐 그 음료가 있대 마법의 음료 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잠 안 자고 허, 그거 진짜 몸을 완전히 축내는 일이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웬만하면 먹지 말고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한 잔씩 먹는 게 낫지 뭐 커피는 어차피 다 먹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어? 약은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다. 지금 케이 공식